둘셋 위에 이백 네, 네, 안녕하십니까 자 은재 어, 생일을 기념해서 저희가 브이앱을 했잖아요 네. 근데 이대로 들어가기가 좀 아쉬워서 네. 저희가 돗자리도 있으니까 네. 돗자리 운동회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예!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짝수가 아니잖아요 네, 그러니까 네. 한 명을 멤버를 한 명을 추가하자 어, 그럼 그러면 어, 그럴까? 어. 정문이 형! <laughs> 아, 지금, 아, 네 지금 멤버 운동하시고 네, 네. 그러면은 한 명이 MC를 MC, 를 봐야 되니까 그 있잖아요 초성 게임 아 초성 게임 나 그 잘. 태호 형이 자주 하는 거 태호가 좋아하는 초성 게임에서 이걸 마지막에 올리는 사람이 MC를 합시다 어 그러면은 제시어를 해주세요 그러면은 먼저 네. 하면 되잖아 니은 니은 네? 니은 니은 네 누나 니은 니은 니은? 누나 노물 뭐? 노, 노멀하다 이렇게 노멀 니은 니은 니은 니은 니은 노 어, 되게 없다 너무 없는데? 나는나는 나는 너목 나는 안돼 나는 안돼 너목이 뭐야 나는 안돼 나는 나는 저기요 아저씨 <laughs> 너너 <laughs> 나! 나! <laughs> 나는! 나는! 나는 해 방금 안 됐어 이거 나나 누나 나나 아 보라돌이 뚜비 나나 나나 나나 야 그나나는 그나나 되네 되네 인정했어 야라도 나나 되 되는데 나나는 되는데 나나 누나는 안 돼요 아씨 일본 일본 노누 일본 노누? 노누 노누 꺼라고 니 어떻게 하라고 니노 어? 형 네, 니 설명을 할 수가 없어 나는 아, 근데 우리 이형이 진짜 없다 내내 내내 치킨 먹고 치킨 먹고 싶어서 뭐? 그 있잖아 나농? 안된 나농 안돼 나농 폰올리셔 나농이 있어요? 어. 아니 나농. 이 뭐야 형형 그전에 그 바보니 얘기야 아, 정답을 아는데 정답을 아는데 말은 난 진짜 난이다 난 난나 네, 난놈? 남남! 나나! 아 그거 말고 와 그, 그, 그, 그. 남남 안 돼요 남남 어? 남남이다 아 진짜 그냥 진짜 남남함 남녀? 나나 나나는 형이랑 나 똑같은 곳에 하고 노노 누누 눈 있지 않나? 눈이? 누님 아 누님 어? 되네 오케이 <laughs> 아니, 둘이 나노 몰라요? 나노? 어? 나노 아 너 나노 했어? 어쨌든 MC가 당첨이 됐어 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자, 어떻게? 재엽 씨 나오셔서 뭐 대본 받아가. 아, 나가야 돼요? 저 이제 카메라에서 아웃. <laughs> 나가서 나가서 진행만 하세요. 나 찍어주지도 어, 않아. 안 나와. 나가서 진행하세요. 어, 너 이제 얼굴이 안. 어 MC를 맡은 임팩트 재엽입니다. 자 여기 비비가 묻었어요. 남겨. 자 5월 28일 임팩트 영상 콘텐츠 촬영 장소는 양아진 쪽 한강공원이고요 그거 봐! 안 해도 돼2자 2대2 팀을 나눌게요 자 어떻게 나누냐 색상 정하기 대댄 자 대댄지 자 대댄지 위 아니 왜 그냥 위나 아, 혼자 팀이야? 자 대댄지 위 대댄지 아래 대댄지 위 대댄지 위고케이 아! 다정해어요 야, 정 요번 게임은 망했어요. 어 넘어지면 지는 거예요 알겠죠? 네, 너왜 들쳐게 하냐고 너왜 들쳐게 하냐고 밖으로 내보내도 지는 거고 네들쳐게자 네, 준비 네, 시작 어, 어 지가 넘어질래 지가 넘어질래 아, 아, 아 잠깐만 야야 거긴 안돼 안돼 안돼 야 잠깐만 아 거긴 안돼 야 홍재 넘어뜨려 넘어뜨리면 돼 거기 안 돼. 아, 아, 아, 어, 우와, 봤어? 우와, 우와, 봤어? 찍었죠, 이거? 와. 야, 야 인성이, 자, 와. 이겼습니다! 아, 인성 이겼어요. 자, 바로. 아, 아유, 와, 인성. 어, 자, 바로, 바로 준비. 자, 손이 풀리면 안된다 시작. 아, 진짜 이거. 와, 이, 나 혼자. 와! 와, 와, 와. 예! 잠깐만 좋첫 번째 게임은 웅재랑 아. 네. 지한 팀이 이겼고요 예. 자두 번째 게임 갈게요